네. <clears throat> 차를 끌고 가기에는 차로 한 4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니까 이제 왔다 갔다 생각하면은 차 그래서 살짝 피곤하지만 한 4시간 반 정도 그래서 저희가 예상보다 늦어져가지고 8시 4분이 됐어요 그래 노을이 너무 이쁘죠 그렇지 8시인데도 해가 안 져요 되게 신기해 Gonna hit the city with my ride or i e 트레셔 아일랜드 그게 왜 트럼프 호텔이야? 트럼프가 만든 거 아, 근데 잘안 됐어 미안해? 걔 발레? 아 여기 덥다 그치 음. 야 여기 동남아 같다 진짜 동남아 여름 아 근데 이거 지금 차가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아 음. 차가 한신 안에 쓰고 근데 왜 빼주지? 화요일에 하 거예요. 한 가지 맛이야? 다되어 여러분 오늘은 고드램지 버거 먹으러 갈 거예요 고드램지 버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기 선글라스 안 가져 p r 나 n o u n c e is Gucci. g u c c 내 긍정 같아, 그치? 어. 뭔가. 어, 나 저런 사진 찍고 싶다. 영국 왕국. 어? 어, 하늘이 너무 예쁘다. 그러니까. 아 근데 그렇게 그렇겠다 여기 애들 입맛 있다. 근데 첫맛 맛있어. 첫맛 맛. 어 여기다. 어 네, 그래. 이거 고기랑 먹으면 맛있겠다. 음. 또 빵이야 이들? 아, <laughs> 어. 감자 좋아하지 어떻게 알고? 왜 이렇게 잔뜩 먹을까? 아, 맛있어 이거. 맛있다? 응. 음. 너무 상상한.